하지 마시라고요 하지 마시 (2019년 8월 11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꿈은 또 맛있대 가자 신속 기동하라 팔로우 팔로우 미 여러분들 이게 어딘지 알겠죠 여기 여기가 바로 그 무구 무구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떤 그런 어, 무당의 용품 뭐라 해야 되지 불교용품 뭐가 있던 여기서 호되게 당했죠 여기는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이 집은 각별히 조심해야 돼요 누구 계십니까? 누구 계십니까? 어? 누구세요? 뭡니까? 잠깐 여기서 스무스하 갑시다 여기서는 스무스하 갑시다 누구 있습니까? 누구 있어요? 누구 누구 있습니까? 누구 있습니까? 누구 있습니까? 누구 있습니까? 누구 있습니까? 누구 있습니까? 누구 있습니까? 누구 있습니까? 누구 있습니까? 설마 나한테 오라는 거요? 여기 기운 오지게 세네 여기서 뿜어져 나온 건가?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 그때 기억하실 겁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어? 누구 왔나? 누구 왔어요? 누구 왔냐고요? 아 누구 왔냐고요 장난치지 마시라고요 하지 말하니까요나 누구야? 누구 왔습니까?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다시 움직여봐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다 진짜 미치겠다 온다 온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고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제일 싫어 싫어 싫어 왜 갖고 다니 왜 갖고 다니 왜 갖고 다니 아무 소용 없어. 아무 소 아무 소 아무 소 ああ、長球、長球、長球、長球、うわあ、長 아,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새로운 사실 을 알아냈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사실 을 알아냈어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 알고 있었던 것이 지금 잘못된 겁니다 새로운 사실 하나 알아냈습니다 신내림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여성의 거기 플러스 어떠한 억울한 죽음 분명히 저는 잠깐 빙의했을 를때 뭔가 파노라마처럼 살짝 뇌리를 스치는 것을 봤어요. 하지만 그것이 뭐냐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누가 목을 조르는 듯한 내가 스스로 인위적으로 목을 조, 목을 졸라, 조르는 게 아니라 어디에 뭐 도구를 위해서 도구를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뭔가 누군가의 완력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몸부림치는 저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계세요? 무슨 얘기든 다 들어드릴게요. 예? 무슨 얘기든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한이 많으시죠 한이 많으시죠 그 한 제가 다 제가 들어갈 테니까 하지 마세요 와. 저기저 저기저 저기저 저기저 저기저 하지 마세요 참, 참으세요 참으세요 참으세요 참으세요 참으세요 참으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 어? 하지 마시라고요 하지 마시라고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어.